안녕하세요 지문노입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에 와 있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아이유의 무릎 근데 가수가 누구예요? 커버하신 분이? 세븐틴. 의 원. 무릎을 베고 누우면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이즈원 아이즈원의 제목이 파노라마 혹시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지금 운전만 해요. 운전만 해? 네. 아, 브레이크. 네. 아, 지 저도 이 채널 구독했어요. 아,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신 노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듣고 있지 않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어 지금 서운방에 아무도 모른다 고맙습니다 혹시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도 모르 모다 누구도 내 맘.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OneRepublic 예.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쇼스토크, 지코코. 네환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노래 듣고 계신가요?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들으려고 하시는 노래 제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피아노 곡. 피아노 곡이요? 네.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유튜브 촬영 중인데 네. 제 딸이 연주하는 거. 아, 네, 너무 좋아요. 제 딸이 연주하는 거. 혹시 곡명은 모르시나요? 아, 여- 러 곡이 여러 곡인 것 같아요. 아, MBC도 있고 네네. 여러 곡이 있습니다. 음. 이제 딸이 연주하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네,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laughs>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설에 들으세요. 그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지, 지금요? 저 지금 네, 1일 날이요. 네, 고맙습니다. 번지나의 운이 좋았지 네, 고맙습니다 혹시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MC THE MAX. 아, MC THE MAX 어떤 노래요? 제목이 One Love. One Love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박